저기요? 여기 대답이에요. 저기요? 여기 대답이에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 시바가문 계십니까? 긍정을 하러 왔소나 이곳은 원래 제 자리였습니다 비켜주실 생각 없으십니까? 어허 거창 고집센 양반 이로군 어떻게 하면 묵혀주실 겁니까? 제가 손을 드리지요 그쪽도 뭐 갖고 싶을 때 손을 드리니 손을 주시지 않습니까? 그럼 저도 당신에게 손을 주겠습니다 묵혀주시죠 이렇게 느끼겠습니까? 이겼다 또이겼 이겼다 또이겼 이겼다 이것으로 내 자유를 되찾는다 미미 또내 자리를 탔네. 이곳은 내 자리야. 아무도 내 자리를 탔네.